벽에 있는 전날은 카자를 하도록 좀 노력을 해야겠어잘 앉아야지 왜? 아 넘어갔다 넘어갔다 아우 오 어, 뭐야 이걸 이긴다고? 진짜로?